아이고 바세린 오늘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입니다 지금은 새벽 3시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숙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카메라를 켰고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다른 멤버들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아 준영아 준영아 준영아 준영아 준영아 빨리 일어나 우리 캠핑 가야 돼 일어났어? 일어났으면 소나타 한번 해줘 빨리 빨리 오케이 규빈이 형 규빈이 형 캠핑 가야 돼 빨리 일어나 신규빈 일어나 빨리 캠핑 가야 돼요 응. 빨리 일어나세요 신규빈 안녕 이제 저쪽 방 깨우러 갈게요 준영아 일어나서 짐 싸야 돼 형도 짐 싸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네, 저쪽 방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왜? 아,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또 우리끼리 이렇게 좋은 날인데 또 해야지 원래 자. 월요일 날은 멋있게 가는 거야 <laughs> 왜 일어났을까? <laughs> 용서 뭐해? 아, 용서 뭐해? 와 연기한 거 봐. 점수 뭐해? 캠핑 가기 전에 음. 마음을 좀 따뜻하게. 여우가 자고 있나 봐요. 진아, 우리 캠핑 가야 돼. 준비하세요. 자 전원 기상 완료. 아니 캠핑 가는데 저렇게 입고 그다니까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. 캠핑은 어떻게 가야 돼? 그러 거기에 마이까지 을 거예요? 그건 이제 규빈 형한테 딱 보고서 이제 피드백 받으려지. 그건 누구 옷인데요? 이건 내 옷. 넥타이도? 넥타이. 용, 넥, 넥타이 용수 거 아, 하고 있나 혹시 지금? 네. 아, 욕하지 마. <laughs> 이거 내가 어제 맡긴 건데 이거 입자. 아, 일단 다시 한번 봐봐. 다시 한번 들어볼게. 그 생각을 지워봐. 지우고 그냥 그냥 딱 첫인상. 네, 둘 셋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는 <laughs> 올리언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 네. 새벽부터 모인 이유는 바로 네. 저희가 네. 캠핑을 떠납니다 예. <laughs> 훈련업은 첫 번째 네. 캠핑 하지만 저희가 가서 뭘 할지는 네. <laughs> 아직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일단 뭐 저의 OOTD 한번 공개해 되겠습니까? 아, 네네. 네. 짧게 주세요. 아, 네. 이쁘게 입었네요. OTD. 정장인 코트에 올라다 네. 조금 조금 더 캐주얼해 봤습니다. <laughs> 자, 여행 재밌게 한번 다녀오도록 네, 하겠고요. 다녀와서 저희 몰골이 어떨지 <laughs>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. 기대 많이 네. 해 주십시오. 떠나보도록 어, 하겠습니다. 네, 하나 둘셋 하면 뿅 할까 우리 옛날 것처럼. 오케이. 오케이. 어떻게 어떻게 옛날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너 트렌디한 거 아니야? 어, 점프하자. 점프하자. 점프하자. 하나, 둘, 셋. 뿅. 어. 오케이. 나 진짜 설마 설마 했다 정말로 안 할까 난 했는데. 나 혜리가 말하고. 제가 기, 깃발 꽂고 오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처음 가봅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다 사청 아닌가? 안녕!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네. 준비를 다 끝내고 저희가 출발을 합니다 어디로 네. 가나요? 바로 안녕. 강원도 안녕 캠핑을 안녕. 떠납니다 여러분들 네네 즐겁게 여행하시죠 <laughs> 준비됐어요? 아니 방송 뭐 오랜만에 하세요 혹시?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, 그렇죠. 저는 캠핑을 처음 가보고 또 이렇게 멤버들이랑 갈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오늘 누구랑 자고 싶어요? 오늘도 규빈 형이랑 잘 거예요? <laughs> 규빈이 형이랑은 맨날 같이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. 좀 다른 멤버랑 같이 자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캠핑 가본 적 있어요? 아니 나 처음 가봐 진짜로? 네. 아 형! 왜? 야 나는 안 갔어 대본 있어형 혼자? <laughs> 아, 캠핑 하면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 있어요? 저는 텐트 치고 앞에 모닥불 피워놓고 고기 먹으면서 어? 어, 캠핑의 정석 나도 비슷한데 거기 하나만 더 추가해보고 싶어 고기 구울 때 마시멜로우를 아, 구워서 오, 맛있겠다. 불에다가. 옛날에 가스레인지에다 젓가락에 꽂아가지고 구워 음. 먹은 음.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 나뭇가지를 꽂아서 만화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진짜 형들 다르다 뭐? 나는 난 무조건 이제 족구나 풋살 그치 또 구기 어? 종목을 또 미리가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어. 바다잖아 네. 바다에 빠져야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네. 어떡하려고 그래 소문만 빠지면 되잖아 <laughs> 지금 현재 시각 네. 어, 오전 6시 37분입니다 네. 차가 엄청 많아요 왜냐 그러게. 지금 다들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렇죠 바쁘다 바빠 네. 현대사회 네,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전 놀러 갑니다 <laughs> 저도요 네. 와 빨리 밝아진다 너 혹시 올 처음 태어났니? <laughs> 처음 태어난 사람처 얘기하는 사람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잘한데? 아싸 죄송한데 그 듣기 잘하데 그만 불러주면 안 돼요? 예? 어 방금 신남이라는 데 있었어 그게 그거구나 인제 신남 자 이제 거의 다 왔죠? 휴게소에 휴게소에서 이제 뭘 먹을 건데 분명히 그냥 먹게 해주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 번지 점프 된다 근데 말을 어 번지 점프 됐다 저 이거 처음 써봅니다 이거를 쓰는 거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연예인이 됐다고 할 수 있죠 또 저희가 마스크 입이 보입니다 또 휴게소 왔으니까 뭐 먹어야죠 아 그쵸 저는 또 아침에 시원한 새벽 공기를 맞으니까 지금 또 괜찮아졌거든요 뭐야 왔네? 다 여행 뭐 오셨어요? 남자 세 명이서 왔어요? 아네 남자 셋이서 왔어요? 네 저희도 남자 셋이서 왔는데 아나내복 입을걸 저희 뭐 먹으면 안 돼요? 화장실 가서 수돗물 마셔 <laughs> 일단은 근데 여기 들어가, 들어가도 되나? 들어 뭐, 뭐 먹어도 돼요? 들어가도 돼요? 밥 먹기 전에 네. 네. 음? 뭐예요? 내가 네, 읽기 싫은 게 하나 있는데 번지 점프가 있는데요? 안 한다 했아 진짜 안 한다 했잖 여기 우측, 아! 우측 면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아 우리 이제 안 할 건데 뭐 이러면서 우리 지나왔단 말이야 아 저기 있네 아, 저기 있다 저 큰일 나 너무 높은데? 너무 높은데? 아 맞다 나 숙소에 뭐 놔두고 왔다 어? 그거? 어. 나, 어, 나, 나 놔두고 왔어 아니 근데 그러면은 번지점프 몇 명 하는 거예요? 분명 저희가 그 뭐죠? time table이라 해야 되나요? 그걸 받았는데 분명 안 한다 했단 말이야? 태엽형저 위에서 번지점프 해줄 수 있어요? 와 나 진짜 번지점프는 못 할 것 같은데 아 리에 형 해줄 수 있어요? 저 위에서? 아, 나, 나, 어 그럼 더 못하지 <laughs> 아나 번지점프 못하겠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높은데? 아, 나 진짜 못하겠어 시간이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데 번지점프를 안 하기로 했는데 아, 그러면 아, 아니 그말 그러면 어. 뭐를 하지?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? 석준매직금뭐 딴 거하지 않을까 여걸 했는데 <laughs> 알고 있었네 보니까 알고리즘인데 완전 진짜 너무 높은데 나 못해 점점 높아지는데? 저 점점 높아지 작업된 거 아니야 저거? 아 이거 너무 높아 렉지랑 제가 탈게요 아, 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무서워 와 진짜 보기 많아 아, 근데 두 명이서 동시에 저거 탈래 그러면? 똥번에 이거 더 무서울 것 같아 저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게 더 무섭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아, 아 어? 번지점프 장난이에요? 장난이었지만은 그래도 또 맏형이 나서서 이렇게 번점프 탄다고 해주고 참 저도 멋 진짜 너무 높은데 나 못해 <laughs> 아 저거요? 저것도 똑같은데 똑같요 둘다 무서워요 아,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저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다 같이 타면은 탈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못탈것 같은데 다 같이면은 제발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어, 진짜 괜찮겠지 진짜 나 진짜 너무 무서운나고성공포증 있어 무섭긴 하다 어! 나 너무 무서워 와 장난 아닌데? 대박 다 보이세요? 와. 근데 이게 진짜로 와 진짜 다 써먹어야지 진짜 바다이네요 저 어, 유정 발자국 또 쓸데없는 짓 하죠. 들어갑니다. 아, 아, 야, 아, 그렇구나. 아,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저런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.